네 오늘부터 다시 브이로그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깐 게 아니라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빨리네요 아침과 점심을 아직 안 먹어요 이제 브이로그에 밥 먹는 것도 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... 어 먹는 것도 영상 찍는다 했는데 아까 전에 점심으로 닭다리 너겟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랑 커피 네 집에 가는 길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가 너무 고파서 어.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호두 모양 떡에 제가 먹는 걸 기록을 하는데 와 꿀떡의 칼로리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 어네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열심히 해버리 미쳤네 오리고기 예! 그럼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념이 맛있는데 안 맞을 수가 없죠 아까 가볼게요 어 춥다 꼭 가봐야 돼 맛있겠다 어, 우와 아, 뭐떻게만 익었네? 뭐 이렇게 잘라겠네? 어, 눈이 왜 이렇게 냐 어, 맛있겠다. 더 나올 건 없죠? 네, 오늘도 역시나 네, 한승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습니다 만두에 만두고요. 멀었어요? 날씨가 어느 정도 좋으냐면요. 바닥이 얼었어요. 입니다 그거도 하고 가격도 진짜 참 공부가 뭔가 오늘 안 돼. 요새 일어나기 되게 힘드네요. 자체로 끝나고 그 이제 홈플로 가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다 오빠가고 엎드리 놓고 안하게 간단하게 먹고 싶은 것보다 커피 하나랑